할 때는 네. 정말 장난치고 이런 거는 리허설을 하진 않죠. 네, 그죠. 진짜 그냥 애드립이죠, 뭐 100%. 그렇 그냥 삶이 이래요, 삶. 그렇습니다. 삶. 예, 네, 네. EPT 3. 어, 그리고 또 하나 올라왔네요. 우연 오빠 팔에 왜 테이핑 하셨나요? 아, 아, 아 이게 사실 트렌드거든요. 예, 요즘 패션 <laughs> 모르시네요. <laughs> 아, 패션. 댓글 누가 올리시고 패션 정말 감각 없다. 센스 없다, 정말. 이해 어. 못할 거니 오빠 패션? <laughs> 오케이. 네, 다음 댓글입니다. 호야 오빠 다리는 괜찮나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 아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맞아요. 다리는 괜찮은데 아까 본 영상이 안 괜찮아요. <laughs> 충격이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저도 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또 다른 소감이 오늘 네, 나왔네요. 네, 성준 씨. 네, 콘서트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는 소감은 아, 우리 성준 씨가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 뭐 마지막 리허설하고 있는 소감. 어쨌든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오, 랫동안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고 막바지 연습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일단 벌써 내일부터 저희 인피니트의 여름 공연이죠. 그 여름 2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공연인지 네네. 우현 씨가 소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laughs> 어, 사실 저희가 당황했다. 임팩트가 어, 체조경 기장에서 네. <laughs>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팬 네.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팬 여러분들과 어, 가까이서 어, 저의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죠. 어, 좀 소규모의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또 그런 매미가 네, 있죠. 2년 전에 네. 저희가 그 여름 네. 1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 이어서 이번에 그 여름 2를 어, 저희가 열게 되었습니다. 어, 7월, 아, 7월이래. 8월 7일부터 어, 예. 8월 8일, 9일, 10일, 그리고 또 다음 주 14일, 15일, 16일, 무려 예. 7일 동안 네. 어, 함께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어, 만나는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어, 빨리 콘서트장에 오셔서 예. 저희와 함께 사랑을 나눠요 오요. <laughs> 예. 어, 좋네요. 콘서트의 묘미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안 보지 못하셨던 그렇죠. 타이틀곡이나 네. 또 숨은 우리 보석 같은 노래들 그렇습니다. 그거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야. 가장 좋은 점은 네. 공연장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뭐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네. 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로 네. 어쩌면은 바로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음, 맞아요. 네, 같이 네.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질서만 좋다면? 아, 저 저. 네. 저희가 오늘 그 공연장에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어, 너무 객석하고 가까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네, 여러분들과 네.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벌써 기대가 예. 되고 있습니다. 입 맞춰봐요. 저 그리고 뒤에 여기 무대 보이시나요, 다들? 이게 휴가는 여기서 즐겨야 되는데 여기 아. 못 오신 팬 여러분들 정말 예. 다음엔 꼭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울 거야. 맞아요. 어, 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 와중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성종 오빠 네. 옷 모자 깔맞춤 오 <laughs> 어, 진짜네. 어, 야 뭐야? 야, 나 이제 아, 봤어. 네. 그러니까 아, 팬분께서 세트로 선물을 받았구나. 아, 예 똑같은 머리랑 네 귀엽다. 모자랑 야, 이제 봤다 야. 네. 모자랑 테일 깔맞춤 해봤습니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거죠? 머리는 폭탄 맞은 거 알죠? 폭탄. 네. 리허설인데 굉장히 과하게 오늘 오셨네요, 승경 네, 씨. 네, 저 헤어는 한건 오늘 이렇게 필이 그분이 오셨어요. 음. 그분이요, 누구요? 네, 그건 무슨 소리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승우 씨가 아직 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성렬 네. 오빠 네. 요새 주름이는 뭐 하고 지내요라고. 아 주름이 진짜 개고양인데 개고양이. 아 정말 주름이는 아마 저보다 잘 지낼 거예요. 저는 말은, 잠도 마... 못 자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걔는 잠도 잘 자고. 진짜 신기한 게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주름만 하면 와요. 아 그래요? 그렇죠. 강아지 네. 같죠? 어, 개고양이. 네.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댓글 다시는 분들은 콘서트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을 <laughs> 여쭤보시는데 네. 아니 아니 네. 네. 저는 이제 네. 근황이 궁금하실 수 있죠. <laughs> 사실 콘서트랑은 정말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죠. 성열 씨 근황도 아니고 주름이 근황을 여쭤보죠. 키우고 <laughs> 있는 주름이 근황. 애완동물에 예. 저보다 주름이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갑자기 그 검색어도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오늘 이 생중계를 하기 전에 사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동우 씨가 네, 아, 해주시죠. 저희가 데, 그 댓글 미션을 진행했었죠. 근데 이 댓글 미션을 미션. 무려 네.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발음좀 이상해요. 무려 몇 분 만에죠? 50분 만에. 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네, 근데 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왜냐면은 아, 그러네, 맞다. 네, 이거를 저희가 많이 많은 홍보를 많이 뭐 못했었는데 아, 불구하고 예, 인스피릿 여러분들이 굉장한 힘, 예, 예. 활약을 예. 보여주시면서 50분 만에 50분 만에 몇 개인데요? 50분 만에 댓글 몇 개인가요? 5만 5천 개. 5천 개. 50분 아, 만에 5천 벌써 개. 5천 개를 50분 만에 5천 어. 개를 야. 발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단한데요? 만 개를 예. 2시간 30분 만에 <laughs> 어, 달성을 아. 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야. 어떻게 하시고 저희도 네. 이게 와, 말씀 많이 못했었는데 음. 진짜 그리고 빨리 그 하셨어요. 그 이벤트가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듣고 싶은 노래에 관한 이벤트였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네.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일단 소나기라는 곡을 듣고 싶다고 많이 어,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그의 여름 콘서트니까 여름은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소나기로 한번 가보죠. 가보죠. 어. 그리고 소나기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사는 곳에 폭염 경보가 그래서 시원하게 어. 소나기 아 시원하게 그렇죠. 한번 쏟아드리고 싶네요. 여기. 사실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소나기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 소나기를 어. 어쿠스틱? 음, 소나기를 뭐, 어쿠스틱 하면은 왔다 갔다 제멋대로 제멋대로 콸콸 어. 쏟아지는 비로 이카시름 따윈 지워줄게 다 이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노래 되게 시원하라고 불러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 슬픈 거 같아요 <laughs> 축처지네 아, <laughs> 처지지만. 그렇죠. 예.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고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어쿠스틱 버전. 어, 어 일단 소나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네, 올려주셨었어요. 네. 무더운 여름이라서 아마 소나기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아하. 다음 곡도 어떤 노래를 다음 곡은 말이죠. 네. 네. 성씨 제가 한번 소개해도 아, 될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어, 예, 예. 어, 백이요. 백. 오. 어. 정말 좋은 노래 많지만 예? 진짜 이 노래 듣고 울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하. 멤버들 음색에 죽어나요 아, 음색. 어쿠스틱이면 진짜 울겠지라고 아.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올려주셨고 하나는 또 가사가 시 같은 부분도 있고 아, 정말 예뻐서 더 감성적이 저, 감성적으로 뭐야 감성적으로 부르면 예. 인피니트의 호소력과 인피니트 더해져, 호소력과 더해져요? 더해져서 저, 아, 네. 호소력과 더해져서 정말 아련한, 정말 아련한 느낌. 느낌이 더욱 살아나서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이, 이 노래는 사실 저희 보컬이 굉장히 많은 잘 들리잖아요. 네. 다른 노래에 비해서 네, 네. 굉장히 잘 들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노래는 이거 자체로도 이쁘지 않나. 음. 예. 어, 어, 그 네. 어쿠스트로에도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사운드 자체가 네. 어, 저희가 티저 영상을 공개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약간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공개를 네. 했었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렸었거든요. 네. 돌아와줘 sure. I want you back 네, back back back 예. back back back back back back 아, 예. 그냥 원곡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예. <laughs> 그냥 원곡이요. 네. 네. 좋네요. 예, 네, 느낌 어, 있게. 어, 뭐, 아, 하나 더 있는데? 예. 네. 백 어쿠스틱으로 들려주세요. 예. 여대생 다섯 명이서 어, 아마추어 아, 밴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첫 공연에서 어쿠스틱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게 되었어요. 어. 원 가수가 부르는 어쿠스틱 듣고 나면 더 파이팅해서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저희 음. 노래로 어쿠스틱 버전을 또 편곡을 하셨나봐요. 제 편곡을. 여대생 밴드라고. 여대생 밴드 와. 다섯 분이라고. 다섯 분이면은 네. 와. 그러면 저희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꼭 찾아 간다고요? 어, 찾아간다 가기도 하지. 뭐 <laughs> 영상 보고 싶네요. 아, 예. 일단 저 역시 보고 싶어서. 저 역시 보고 싶어요. 예. 예. 예. 보고 여대생 다섯 분임. 예. 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아, 네. 저도 남대생이라서. 아, 그지. 자 다음 곡. 다음 사연 호야 씨가 예.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곡은 내과 자를 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처음으로 1위를 시켜준 곡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른 버전으로 불러보며 추억도 살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생기게 해줄 것 같아요. 음. 인피니트한테도 인스피리트한테도 말이죠. 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원래 내거 하자는 집착이 가미된 노래고 설득시키려는 느낌이 있었다면 어쿠스틱 버전은 정말 애절하고 제발 나에게 와라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내과 하자를 어쿠스틱으로 해봐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어, 또 있어요 도보씨 어, 내과하자 가사가 되게 감미로워서 네. 댄스곡이 아니라면 되게 달달할 것 같더라고요. 음. 기타 치면서 고백하면 딱이에요. 오. 어. 항상 칼군무와 함께 보여줬었는데 가사가 달달한 만큼 어쿠스틱으로 들으면 왠지 더 설렐 것 같아요. 아. 내과하자 내가 널 사랑해요 어, 할때 화음 넣어주면 기가 막힐 듯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어. 근데 가사가 달달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달달하다고요? 어, 좀 로맨틱하다는 아, 로맨틱하다는. 예,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린 건데 <laughs> 동우 씨가 몰라 보이세요? <laughs> 동우 형이 모르는 어, 왜 달달하다고 표현하지 이걸? 그냥 그냥 마음에 든다 이거 네. 그렇 그죠? 어. 예. 어. 가사 네. 한수절 뽑아 주시죠 동우 씨. 아, 제가 일단 그럼 스타트를 예. 꺼낼게요. 예. 네. 3, 2, 1 내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내가 다 끝까지 책임질게 아 뭐 이런 식, 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어울리는데요? 어 느낌 이 어,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좋네. 오히려 어쿠스틱 버전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이 보컬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네. 어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저만 있나요? 좋아요. 네. <laughs> 저도 좋습니다. 네, 달달하네요. 달달해요. 역시 달달해요. 네. 네. <laughs> 좋아요. 저도 좋아요. 좋다고요. 네, 다음 분은 Last Romeo를 어.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라스트 로미오. 원곡은 되게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느낌이 아닌 잔잔한 느낌으로 마지막에 로미오 느낌을 더 느껴보고 싶어요. 음. 가사가 딱 어쿠스틱하기 좋은 예쁜 가사 아닌가요? 유유유유 나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유유유유. <laughs> 아 유유유. 네. 아, 빠른 비트의 웅장한 악기 사운드를 가진 곡은 곡인 만큼. 곡인 만큼 비교적 예. 느리고 잔잔한 어쿠스틱 버전도 기대되고 듣고 싶네요. 야. 네.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또 있네요. 아, 또 있어요? 인피니트는 로미오, 우리 인스피릿은 줄리엣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피니트가 저의 마지막 로미오가 되어 지금처럼 쭉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느낌표 느낌표. 아. Last Romeo 활동 당시에 우현군이 어쿠스틱 버전을 불러주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아, 유유. 진짜 악몽. 불러준다면 네. 그야말로 꿈이 현실로 이뤄질 건데 아. 꿈속에서 잠시 느꼈던 그 감미로움과 음. 행복함을 현실에서도 느끼고 싶네요. 아 우연 씨가 한 소절 불러주셔요 어. 예. 길을 밝혀줘 이제 원튼 말든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 된다 해도 난 너밖에 안 보인다 예스 예스 예스 잘 들었나요? 아, 이건 꿈이 아닙니다 야.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아 진짜 꿈을 네. 많이 꾸시니까 우현 씨가 갚아드렸네요 그러 예지몽을 네. 꾸시네 아, 역시 좋아 네 <laughs> 자, 네, 다음은 메인러브입니다 네. 오빠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인피니트의 팬인데, 팬이 돼서 오빠들을 응원할 수 있게 해준 곡이 바로 매닐러브거든요. 아... 물결. 그래서 <laughs> 더욱더 특별하고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아... 두 번째입니다. 가사가 되게 달달하고 고백송이잖아요. 물음표? 네. 예. 왠지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왠지 저한테 네. 고백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꼭 아... 듣고 싶어요. 남자한테 아. 고백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참 에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이런 거 예. 들으면서 상상하시는구나. 우리랑 똑같네요. 저희도 노래를 부르면서 상상하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와, <laughs> 이런 거를 상상. 무슨 상상했어요? 좋은 상상? 네, 아, 예. 기분 좋은 상상? 동호 씨? 네. 괜찮아요? 아 괜찮죠. 어, 저기 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뭐가 있어요? Man in Love요. 아. 버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쿠스틱으로 들으면 가사도 달달한 내용이고 어, 그 오빠들 목소리에 녹을 것 같아요. 아, 아. 러브 버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요. 녹을 것 같아요. 네. 예, LC가 그럼 한번 불러주시죠. 뭐였죠? 아. <laughs> 남자가 사랑할 땐 꼭 항상 곁에 머물면서 늘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오, 어, 사랑에 아. 빠질 땐 네. 어, 오, 아, 근데 잠깐만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그냥 원곡 아니에요. <laughs> 아, 원곡이네. 그냥 원곡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명이 좋아. 좋은데요? 씨가 소개해 주시죠. 좋아. 아, 그럴까요? 네. 어, 다음 분은 추격자네요. 네. 아, 제가 기대되는 걸 아, 기타 치는 아, 거예요?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추격자를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잠시만요.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추격자를 우쿨렐레로 연주해 본 결과 완전 감미로웠죠. 거기다가 인피니트 오빠들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 완전 짱일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다 여성분이 보내주신 거겠죠? 아, 예. 그녀가 자신을 잊지 못하게 그녀가 있는 곳에 내가 간다. 애절한 내용 플러스 인피니트다운 집착 이 담긴 노래를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하트 아, 뿅뿅 아. 아, 애절하게 네. 어, 이 정도 소개할까요? 더, 더 할까요? 아, 더, 더, 더, 네. 더. 파프라댄스곡이나큼 그 <laughs> 반전이 기대되고 인피니트에게 트리플 크라운을 안겨주고 나를 입덕시킨 아. 입, 입덕? 날 입덕시킨 사랑스러운 노래이기 때문에 만약 이 명곡이 급박하고 절박한 집착 같다면 어쿠틱, 어쿠스틱 버전은 인피니트의 부드럽고 애절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야 먼저가 아기야 리아라차 아, 잔잔하게 불러주는 거 보고 듣고 싶네요 어... <laughs>